어서와 방탄은 처음 우리 가는 데서 촬영을 해요 네. 어디 가요 우리 갯벌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서풍이죠 서풍 강원도가 어디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달려라 방탄 wow 실미도 특집. 아, 실미도 실미도 특집. 야 네, 강원도 인제로 네. 가서 이제 인제 맑은 공기와 야. 좋은 경치를 보면서. 야. 어우 유치하게 한번 그거 한번 시작 한번 합시다. 점프해서 도착하는 거. 도착하는 거. 자 인제 인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예. 야. 야. 공기는 좋은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뭐 얘가 안 좋아요. 그리 뭐, 벌써 번지 점프장 뭐 그러니까 보이네요. 뭐지? 뭐, 뭐가 있이 냄새. 배경이 안 좋습니다 지금. 저희 뭐 하나 여기서 대부분 시민도 특집인데 가을 소풍입니다. 가 소풍이랑 시민들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중국의 소풍이라는 이름을 띄어서 생존 아 생존? 근다 정해졌으니까 우리 팀부터 뽑죠 아, 아 그래 자, 오늘의 천국과 지옥을 함께할 팀야 이거 뭐? 다 지옥이에요 네. 그자 배댄치 위! 밑 배댄치 아래 위. 짜증나. 아, 아, 아, 약간 물 그 밸런스 괜찮은데 그래? 나쁘지 않아요. 아키 어. 밸런스가 괜찮아. 키 밸런스가 괜찮네. 파이팅. 네. 바로 한 번 가보시죠. 자 지금 하나씩 깔때기를 장착하고 계신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뭐, 뭔가요? 뭐야 이거 태권 탈때 하는 거예아 <laughs> 저희 서바이벌 왔습니다 서바이벌 날 쏘고 가라! 자 본인 제가 아까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네. BC가 굉장히 본인이 서바이벌에 재미 그렇게 상당하시다고 본인 입으로는 서바이벌에 그게 제 인상 어떻게 어떠, 어떠세요 피씨 제가 오늘 영 death에서 한 40 kill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40킬 영데스 아, 아, 활약 기대할게요 영데스 40킬 아. 전형적인 게임 팬들의 증상이에요 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혼동하는 증상 헤드샷 더블 게임 많이 죠 이제는 팀 우리가 인원이 한명이고그야 우리 세 명이고 네 명이에요 플리에 어, 그래서, 그래서 준비한 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굉장한 핸디캡이 될 거예요. 어? 정말. 뭔요 굉장한 예비군. 방탄소년단의 몸을 담당하고 있는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몸을 가진 상현이 형! 우리 아, 상현스. 아마 이분들은 처음 오는 보는 분들이 많을 그렇죠. 건데 저희 그렇죠. 처음 네, 오는 네, 네, 와. 아, 와. 기럭지 진짜. 아 재밌겠어요 오늘. 아, 오늘 어, 뭐 어떤 서바이벌을 하면 하게 되나요? 삼십 분 안에 점령하지 못하면 리스폰수가 많은 팀이 아하. 지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음, 그렇구나. 음. 자 그럼 바로 저희 바로 가볼까요? 가자! 가자! 방어형 하나랑 그러니까 엄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두 명을 엄호하는 사람 하나랑 그 다음 중간에서 중간 다리 역할해주는 사람 하나랑 돌격수 두 명이랑 첫 판에 한 번을 쭉 가보고, 가보고. 처, 처음부단 그렇게 해보자 어. 어 그럼 너 하나만 지면 어떻 해요? 파이팅 음, 음. 이길 수 있을 것 아, 같은데 아니 근데 디디디 디디디 디디디 와우 아야 아. 이거 맞춘다 아. 아, 아싸가. 와, 들어왔어. 아. 아. 아, 겁나. 아! 아! 아파! <laughs> 나 계속 맞아! 아! 아! 맞! 아! 맞아, 아아 아. 없어, 총알 없어, 없어. 야, 쟤네 평화롭다! 오지마! 와! 와봐! 헤이! 헤이! 없어요? 소환했구나 앞에 선서야! 야가 가가! 멋져봐! 멋져봐! 멋져봐! 야 쟤네 없다니까 잠깐 야 줘봐! 야 그냥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어어어 야야 어어어 맞았어 나왔어 여덟 여섯 여섯 여섯 아! 어!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아! 이게 몸이 생각보다 잘 숨겨야 돼. 네. 그리고 만약에 몸이 안 숨겨지잖아. 숨겨지는데 안 숨겨지면 뛰어다니. 오케이, 오케이, 뛰어다니. 오케이. 오른쪽 그리고 중간이나 뒤에서 보는 사람이 보이니까 잘 지시를 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는 아빠도 안 보인다고. 오른쪽! 왼뒤 오른쪽! 반말해, 그냥. 어차피 예능이니까 반말해. 야, 나가 되게 멋있는 척 많이 했다고. 나 멋있는, 그, 나 이제부터 멋있는 척 진짜 많이 한다. 이렇게. 네. 어, 네. 야, 쟤네. 쟤네 초반부터 좀 빡세게 온다 뛰어 그냥 뛰어야 야 나무로 가 나무로 나무로 와! 와! 와! 와! 야, 신중하게 싸워. 초알 떨어진다. 야, 우리 장기전으로 가니까 초알 신중하게 싸워. 뛰어! 오버 뛰어! 나 어딨어? 소 거기 나가 형 거기 나가 저기 막아. 뛰어! 맞췄어 2.9 뭐해? 뭐해? 없어요? 선 없어요? 아니 그냥 오는데? 아니 그냥 오는데? 나왔다! 야 남주 왔어 남주 왔어! 나왔다! 잘했어. 멋있었어. 야. 멋있었어. 멋있었어, 멋있었어, 멋있었어. 멋있었어. 아, 우리 팀 신거 같아, 멋있었어. 멋있었어, 아, 멋있었어. 멋있었어. 아, 우, 제 우리 팀 신거. 멋있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마지막 한 발 남아서 돌격이다! 가는데. 아! 나도 야, 나 여기 맞아. 어, 약간 보자. 야, 여기 맞아. 확인해봐야지 이게 치료할수있으니 어? 아니, 아니. 확인해봐야 되아니 아니, 너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 괜찮아. 나만. 어, 이 자식. 사람 <laughs> 대나서 아니, 네. 위험할 수도 있어. <laughs> 자, 이거 어떠셨나요? 아 진짜 아니, 서든어택 일단 제 서든어택 그동안 캐릭터에게 미안함을 표하면서 너무 힘들겠더라 얼마나 아팠을까요? 네. 아, 난 너무 아파. 분량을 아, 먹고 아, 아, 마시면 이제 갈 때는 안, 맞, 안 맞을 것 같아. 이거 부산 투어. 면서 계속 아 아, 형 보면 <laughs> 알았어, 알았어. 형 보면 뒤에 무슨 진짜 디자이너것 같아요. 콜라보, 콜라보.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그래도 네, 좀 아쉽네요. 네. 뭔가 어, 이, 한번 죽으면 돌아올 때세 방씩 맞아. 사실 되도 않는 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네. 1라운드 블랙팀 승리 그래서 알고 1라운드 당해줬습습니다자 2, 라운드 <laughs> 레드팀 승리 와! 와 야, 이겼어! 대박, 이겼어! 블랙팀 총 respawn 수 36번 저, 저희요? 많이 했구나 블랙팀 블랙팀 저희 아, 36번 36번 레드팀 30 30 한번 한번 한 번. 마첫 번째 라운드에서 부정 리스폰의 의혹이 발견돼요. 네. 공정하게 네. 사륜의 쟁탈자는 보물찾기 현장에 가서 가위바위보로. 야. 아, 아, 아 진짜 아니, 이 아니, 그 자갈보는 야, 근데 자 이슈지 코스 세번 했고 세번 했다 그랬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거 안 써요 전 몰라요 저 얼마 좋아요 아니 전 아니 남편이 <laughs> 야 아니 이거 이거 아니 남편 형이 세 번 했다고 아, 나는 너무 안 좋은데 남편 형이 세 번 했다고 아 됐어요 어. 가서 합시다 네, 가서 합시다 오케이 우리 냄새나게 이러지 말고 가서 합시다 어 똥냄 네. 자 그럼 보물차 기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야외하게 안 줘? 선정 너무하네 진짜 와 대박 여기 딸 바보들아 아 무서워